잘 먹겠습니다. 라자냐야? 카베지 롤. 음. 저기네 이탈리아 이런 거. 그치. 나도. 음. 클리어 했어. 클리어. 응. 다 먹었어. 오늘 음식 은좀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야 하나도 안 느끼해 그치? 응. 진짜 하나도 고기 많이 들어간데도 응. 기토인데 안 느끼하게 만들기 힘들잖아 얘는 매콤하고 깔끔하고 응.